皆さんこんばんは。友人ママと一緒に韓国語を勉強しましょう。この時間前に一緒に復習したのをちゃんと覚えてるんですかただ頭の中にあるものじゃなくて口からはっきり言えるように なればいい勉強ですよね。はい。覚えてますか前勉強したのが。な、の、うり、あぼじ、おもに、あぎ、な、うりがじょ。短くて、難しく ない発音でしたよね。はい。今度は、韓国語は字をどうやって書くのかをただ見るだけでいいんです。私たちまだポイント、子音を勉強しなかったんですよ。 韓国の語はどうやって書くのかをただ見てください。はい。私たち、発音を練習しながら、ここを見てくださいね。う、り、 私たちは一つ韓国の地位の単語間を上げるんですよ。日本語は一緒になるんだけど韓国語は単語と単語を上げて書くんですよ。

정다운 친구 도모다치 와타시노 도모다치 야사시 도모다치 아, 이쇼니 연대미마쇼까 친구 내 친구 정다운 친구 친구 내 친구 정다운 친구 친구 내 친구 정다운 친구 시타이 받침가 아룬데스요네 데모 하종와 안마리 무조건 무조건 나인 데스네 아 저기 니기마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우직하시구나ですね. 이次は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같고 와레노 같고 다노심이 같고 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難しくないんですかはい次に行きます 나, 친구, 선생님, 모두 모여. 우리는 하나. 와타시 도모다치 센세

모두 모여 우리는 하나. 전부 아종 できますか? 아, 初めから最後まで一緒にもう一度練習しましょう. 우리는 하나. 친구, 내 친구, 정다운 친구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나, 친구, 선생님 모두 모여 우리는 하나 아, これで以上です。